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운동 없이 일주일 만에 4.3kg 감량하는 일주일 식단표를 공유하려고 해요. 식단표와 팁을 정리한 엑셀 파일 받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나 참고해서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의 일주일 식단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30일 내기 했잖아요. 근데 등산 갔다 와서 제 다리를 <laughs> 다쳤어요. 진짜 너무 슬픕니다. 유산소 운동 하려고 했는데 나갈 때까지만 식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의 일주일치 식단이 도착했습니다. 식단표를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많았는데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다이어트 할 때마다 먹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식단을 시작할 분들이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고 질리지 않고 좀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구매를 해봤고요 단호박 3개 단호박죽 무염 닭가슴살, 닭가슴살 갈릭맛 닭가슴살 스테이크, 고구마, 슬라이드 된거 통으로 된거 4개 간식으로 7개 이제 이것만 진짜 일주일 동안 먹을 예정이고요. 그럼 닭가슴살 같은 거는 좀 질리지 않게 요리를 해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먹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제가 간식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간식 안 먹으면 진짜 못할 것 같아서 간식 상자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배부른 곤약 젤리 청포도 맛이랑 복숭아 맛 이게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5칼로리밖에 안 해요. 또 이렇게 곤약으로 된 과자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으로 밤샐 때 간식 대신 먹을 피로회복제 라라올라도 이렇게 네개나 보시면 바로 힘이 올라 라라올라 이 간식 상자가 있어서 진짜 든든합니다 1차 아침입니다 껍질 실단표입니다 음. 이게 음. 음. 음. 시중에서 고구마 사면 칼로리가 몇인지 자, 잘 가늠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156칼로리.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 나트륨이랑 트랜스 제방이랑 이런 지방, 콜레스테롤이 다 0이에요. 오늘 점심은 레귤러 라이스하고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먹을 거예요. 1 일차 점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뭐 먹을만 한것 같아요. 그냥 스테이크인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소스도 안넣잖아요 근데 간도 잘 돼 있어요 이 컬리플라워도 밥 대신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닭가슴살 야채볶음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양배추 쌈 쌈싸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엄마 어, 갔 음. 어,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토니블링입니다 영양도 가장 중요한 음. 간식을 꺼내왔습니다 저 오늘은 밤새 편집을 해야 돼서 1일차지만 야식을 꺼놨습니다. 이게 이 안에 바질시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포만감이 엄청 오래 유지돼요. 저는 다이어트 간식이라서 샀잖아요. 근데 이거 식감 진짜 미쳤어요. 곤약 젤리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제 원픽은 이거 미스사사 바질 젤리예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벌써 3시입니다. 제가 1일차라서 아무것도 안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밤새 편집하는 날에는 제가 이거 꼭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만 먹겠습니다. 이거 약간 메로나 맛 나요. 맛있어. 아침입니다. 슈탄 하루 에 했는데 0.5kg 감량했어요. 근데 어제 진짜 이상하게 배가 고픈 느낌이 진짜 없었어요. 신기했어요, 저도. 이건 통으로 돼 있어서 좀 더 먹기 편하네요. 저는 이렇게 된장찌개에 밥 반 공기에서 일반식으로 먹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챙겨 먹을 간식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미팅이 있어서 식단 도시락 챙겨갑니다. 단호박죽이랑 단백질 날아올라 이렇게 챙겨갈게요 고구마 스프 할 거예요 만드는 법 진짜 쉬워요 어차피 그냥 뽑고 믹서기에 넣을 거라서 대충 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만 양파 넣어줄게요 이 컵에 우유를 두 컵 넣을 거예요 소금 약간 무슨 맛이야 이거? <laughs> 뭘로 만든 거야? 고구마? 어? 고구마? 어 어때요? 맛이 어때? 않아? 내가 한 거 치곤 잘했지? 네가 한 거 치곤 잘했지 <laughs> 맛있는데? 다 먹는다면서 먹는다 내가 해준 거? 맛있지? 많이 먹어 먹다 그걸 좀 내가 만든 거야 만는 거야? 응. 음. 잘 만들었다 진짜? 단호박? 이건 단호박이랑 계란이랑 이건 상온 줄 알았어 아, 잘 만들었다 오늘 아침입니다 양이 많이 나와서 그냥 고구마 하나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잘 잤어? 음. 오늘 저녁은 마켓컬리에서 시킨 버섯이랑 마켓컬리에서 시킨 연어회 아침몰 닭가슴살 오늘의 메뉴 이름은요 단백질 파티예요. 기호에 따라 골라 먹으면 됩니다. 이거랑 먹으면 가슴살 샐러드 이거랑 먹으면 연어 샐러드 이게 소스도 있고 언니랑 같이 먹겠습니다. 언니도 평을 해줘. 어, 소스 맛있다. 이거 이거랑 같이 온 거야 마켓컬리에서. 버섯도 한번 먹어봐. 버섯도 마켓컬리에서 산 거야. 버섯은 늘 맛있지. 버섯은 늘...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콩이도 줘? 귀여워 오늘 저녁은 샐러드에 예. 큐브 닭가슴살이랑 버섯 구웠어요 이건 파인즈 모자다 밀크 그 오트밀을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만들어 놓은 overnight 오트밀 먹을 거예요. 이 오트밀은 이렇게 사과나 아니면 시리얼, 그래놀라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아침 다 먹고는 라라올라 먹어줄 건데 진짜 7일차 다이어트로 엄청 고생했잖아요. 지친 이때쯤에 마무리로 먹어주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